이제 마스크 안 껴도 될 것 같은데 예. 집 근처에 새로 생긴 공원이 있거든요 여기 인공 호수인데 보니까 아침에 사람도 운동하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요일 아침이고 해서 운동하러 왔어요 리치도 데리고 오고 자전거도 타러 오고 많이 오네요 수영이 벌써 갔다 네. 어 저기 민세야 저기 강아지 개 크다 저 뭐지 시베리안 허스키인가? 오 저기 어? 레블라드하고 저기 뭐 카우찌 레스토랑 갑시다 아침 밥 먹으러 가자 <laughs> 운동하러 나오자마자 아침 밥 먼저 리치 큰 개들 어 리, 리치 큰 개들 만났어 무서워 무 리치 리치무서워 아니 막 얀도 넣어 오 얀도 얀 하노이 해봐 달리기 고고고고 달리기 해봐 수영이는 오 멀리 갔네 재밌어요 임수 아빠도 한번 가보자 대박 조금만 타보자 여기서. I want t t

트위스트트위스트사랑의트위스트วาวยัวกกันะวิในพ่ม่หมจตัวผู้หญิงเห็นผู้สาวงามเดวหอมพอแล้วหอมพอแล้วน้องหนีแล้วเขายังเด็กอยู่เลยนะหน้าดิซี่ 음 어디서 커피 냄새가 난다 맞지? 어 커피 냄새가 나네 ตรงนู้นไงตรงนู้นปะพี่ยอมเห็นไหมตรงนั้นอ่ะข้างบนน่ะที่มันมีคนลุกอ่ะตรงนั้นอ่ะไปนะ 물? 음료 어떤 거? 이거 뭐지?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룩네. 어, ของเขาจี는 뭔데? สองอันน กาแฟเป็นลาเต้เจ้าแม่ละอ๋อโอเคไม่เป็นไรเดี๋ยวพี่สั่งอันนั้นร้านสั่งทุกร้านเอาสองอันนี้ก่อนกระดูกสิบพันนานาฮักสองสี่ตัวนี้ลูกไรแอลกอฮอล์ Yeah, whisky 같다อันนั้นอีกสัก어이거ดีกันนะ어้반대มีไส้อะไรั้างคะไส้ผักไส้ผักอย่างเดียวเลยเหมือนกันหมดใช่ไหม 가자 오늘 일요일 아침 메뉴 빵하고 커피 쫑이는 어, 이거 음료는 뭐지? 이거 뭐지? 허니 음? 레몬 허니 레몬? 어. 인생 아빠는 위스키 뭐? 응? 위스키 Exercising and whiskey. Yeah, can try. I love mine. Want to try mine? 아 커피 괜찮네. 아침을 이렇게 먹으니까 소풍 온것 같다 맞지 영지야? 아? I don't know. We come undo undo or we come eat. Come exercise or, or have breakfast. Here you guys. 아무 맛이 안 난다 이거는. I told you this is nothing. 어? 아무 맛이 안 나. 예, 이게 뭐야? Sugar free. 음. I mean, at least I'm not like exercising, drinking whiskey. I'm eating nothing. No sugar, right, Dad? no, no. What? Oh, 이게 태국 일산 스타일 아니야? 응, 티 라오가 미 신마이, 그래 신마이. Finished already? 이게 전. 너무 너무 맛있지 마.

이제 8시가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갑시다 집으로 <laughs> 어 이제 더워진다 아, <laughs> 덥다 가자 아침 운동 끝 아침 밥도 끝 집에 왔다 알았어